마그그파드 그래요 당신이 나의 아빠 의 t 유와 하늘을 보자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아 해와 달과 별의 위치와 완벽하게 정하사 온 우주 퍼펙하게 지휘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기를 원해요 이게 내 존재 이유 y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짐받은 이유 y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아 오직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 거야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땅 끝으로 나아가고 다시 오리라는 당신의 약속 우리 와다도품같이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하겠지 만나 다시 오실 가장 위대하신 왕 Glorify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위해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위대한 부르심 그리고 초라한 나의 유산 그 간격이 너무 커 간절히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사랑 일용할 인내 일용할 겸손 일용할 지혜 일용할 능력 천국의 공급으로 승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소서 당신의 은혜로 내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 나 또한 용서하게 하소서 아버지 난 죄가 싫어 죄악된 삶은 당신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샤 들게 하지 마시고 하겠소 하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해요 Father in heaven the creator of the universe a l p n d Omega 역사의 주관자 머지않아 다시 오실 가장 위대하신 왕 Glorify